Thank you.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맥북이랑 내 아이폰에 충전하고 있죠 충전이 안 되고 와서 지금 치킨이 왔습니다 네, 동생이 <laughs> 아직 안 와가지고 <laughs> 치킨 이제 여기 여기 치즈스틱 추가하시더라고요 대전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편집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저녁에 편집을 온 영상 의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처리하고 어, 처리 도중에 귤귤 까먹고 있습니다 안 네, 떨어지네요 귤. 대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? 어쨌든 대전 더울 있어 오늘 네, 휴게소 잠깐 들려서 소떡소떡 소떡소떡이랑 구슬 아이스크림 네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신해주는 안녕 아, 지금은 야 그래서 오연은 맛있는 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.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시면 한 네, 어제 저녁에 할머니 집에 자고 지금 점심 약속 있서 시식해 봤죠? 아 맞아 <laughs> <laughs> 저희 그 대학원 동 동기 동기가 카페 오픈 대전에서 이제 카페 오픈해서 몽심 카페 오픈해서 빵집인데 되게 맛있네요. 네 오픈한 겸 인사할 겸 들렸다가 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치킨을 시켰네요. 이게 사실 네, 치킨 한 마리 딱 그, 이거 힘들었으니까 아침에 <laughs> 일찍 일어났는데 네, 밖에 잠깐 갔다 온다고 네, 밥 먹어요 밥 짜란 이 오징어가 들어간 콩나물국이랑 계란 후라이 그리고 햄 밥은 없습니다 네, 밥이 콩밥이어가지고 제가 콩을 별로 안 밥, 먹고 영상 편집 지금 자기 전에 이제 귤을 좀 찍어 왔고요 작업하면서 먹으려고 그리고 슬리머 DX랑 콜라겐 인터벌도 먹어보세요귤 그 맛있다 그 맛있다